안녕하세요 엔하이픈 선우입니다 오늘 처음으로 멤버들 없이 저 혼자 이렇게, 이렇게 촬영을 하는데요 솔직히 너무 지금 떨리지만 많은 걸 또 배우고 조금 저도 실제로 뭔가 이렇게 할 수 있을 만큼 좀 잘 눈에 담아져가지고 나중에 멤버, 들한테그 한번 해주는 그런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, 아무튼 어, 정말 너무 떨리는데 한번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! 어, 앞치마가 진짜 많아 근데 오늘 옷이랑 뭔가 봤을 때좀 개인적으로 뭔가 이런 스타일을 좋아하긴 한데 방학 때, 꼭 방학 때 이게 많이 했었어요 한 오후 한 12시쯤인가 1시쯤에 딱 점심시간 맞춰서 최고의 유리 비교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그 MC분이 제가 언제쯤이었냐면 그박 수홍님인가? 그때 그 그때랑 그 저는 그 광희님 하셨을 때도 봤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어, 또 오늘 제가 이렇게 또 요리를 이렇게 직접 하니까 정말 솔직히 아직 실감이 잘 안 나요 하지만 네,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고 정원이가 할머니 많이 보신다고 그래서 저보고 언급을 꼭 해달라고 말은 안 했지만 이 프로를 왜 꾸준히 챙겨보시는지 알 것 같아요 네. 진짜 도움이 많이 되는 프로, 프로그램이고 네. 오늘 정말 제가 정원이와 저희 멤버들과 할머니까지 열심히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엄마 보고 있어? 진짜 꼭 나중에 집 가면 요리 꼭 해줘 정말 맛있었어 특히 청양, 청양마요 소스 아직 치킨밖에 안 했지만 나머지도 맛있을 것 같으니까 좀 해줘 엄마가 해줘 <laughs> 진짜 맛있어요 진짜 이거 제가 진짜 뭔가 숙소에서 좀 쉴 때 그럴 때 진짜 간편하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엔진 여러분들도 진짜 꼭 해드세요 진짜 이게 너무 맛있어요 이게 잘 봤을 때 이렇게 해도 이제 평범 맛이 나는데 음, 제 개인적으로 오징어나 좀 새우 이런 거 넣어도 진짜 맛있을 것 같고 좀 매콤한 거 좋아하시는 분은 청양고추 좀 더 해서 될것 같고 김치나 이런 거 해가지고 약간 김치전 같은 그런 느낌으로 해 드셔도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파인애플 주셔가지고 해먹겠습니다 이야 대용량 체협이만한 프로그램 없습니다 여러분들 체협이 하세 이렇게 좋은 복지 시스템 이것도 사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행복하게 촬영하는 것 같아 다음에 도 불러주신다면 바로 아침에 벌떡 일어나서 바로 나오겠습니다 내가안 내려가요 진짜 아 오늘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? 제가 처음으로 이렇게 혼자 나가는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너무 솔직히 긴장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<laughs> 처음에 너무 떨리고 되게 걱정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진짜 요리도 되게 원래 관심이 많았는데 요리에서 되게 좋았고 되게 새로운 걸 되게 많이 셰프님한테 배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칼질도 계속 이렇게 하게끔 도와주셔가지고 정말 감사했고 일단 감독님이랑도 되게 뭔가 되게 다 진행 을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정말 감사했었던 것 같습니다 선우 코스로 그냥 제가 오늘 요리한 거는 다 엔진분들이 꼭 해주셔서 인증 사진 올리시면은 정말 제가 보면서 감동을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또 오늘 진짜 너무 행복한 하루였고 진짜 오늘 같은 날이 다시 있을지 모르겠지만 진짜 그 정도로 정말 너무 행복하고 되게 많이 챙겨주시고 정말 그래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진짜 제가 기회가 꼭 된다면 다시 한 번 출연해서 더 많은 요리 해보고 싶고 다양한 요리를 도전해볼 예정이니까 앞으로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너무 행복했어요 진짜 오늘 같은 날이 꼭 앞으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